슈가식 컬러인데 색깔이 되게 연하네요. 화면에서 그땐 되게 진했는데. 옅튼 노란빛이 나요. 받고 나서 바로 만지는 거라 엄청 차가워. 한 번들은 소리가 잘 나는데 나는 이 소질이 없어. 어떻게 보는 거야? 봐봐 뭐, 어 뭐, 맞나 이거? 아 몰라 잘못 <laughs> 나중에 다 섞어서 대용량으로 들어오면팔 빠지겠지